늦는 사람은 버리고 간다. 자자 다음 장소로 이동. 모두 다음 장소로 출발. 전원 집합. 모두 이쪽으로 와요. 핑코님이 나가신다. 길을 비켜라. 모두 돌격. 으, 될 리가 없잖아. 안 된다니까. 고집 피우지 마. 옳거니. 그렇게 해보지 뭐. 좋아. 한번 믿어보자. 굉장해. 멋져. 오, 제법인데. 축하해.